오늘은 어,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은정이가 결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부랴부랴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궁금하시죠? 다같이 출발할까요? 선크림 8시에 아, 일어나서 머리만 했는데 벌써 8시 40분이에요 늦어도 10시에 나가야 돼가지고 서둘러! h u r 자 오늘 파운데이션은 에스쁘아 친구가 결혼한다니까 기분이 내가 이상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모임이 총 8명이거든요 저까지 네 벌써 4명이나 절반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진 친구들도 있고 진짜 3일 전에 아기를 출산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사진 봤는데 아 진짜 완전 손바닥만한 아기가 진짜 그리고 그 남편분이랑 제 친구분이랑 섞어서 똑같이 닮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진짜 인간의 신기해 약간 그런 거 보면 부러워서 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결혼은 현실이고 오늘은 혹시라도 제가 준비하다가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간 줄이고 빠르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너무 늦게 잤더니 졸려서 좀 정신도 없어. 아 간지러. 앞머리가 있기 었 때문에 이마에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안 해주면 내 앞머리는 기름져서 이상해지지 건조해질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할 필요 없다. shading. 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졸려서 정신이 안 차려져. 나 이렇게 찍고 나중에 결국에는 더빙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눈썹을 그려줍시다. 오늘은 최대한 여성 여성 할 수 있도록 눈썹을 일자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나 지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 눈썹도 지금 틀을 이상하게 잡은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샀는데 바르면 입술이 이렇게 퍽 plumping 효과가 있는 립글로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바르고 점점 내 입술이 불어나나 안 불어나나 집중해봐요. 이거를 바르고 있으면 입술이 진짜 후끈후끈후끈해요막 진동 오는 것처럼 돌돌돌돌돌돌 막 그래. 오늘은 이렇게 핑크핑크한 옷을 입었으니까 좀 섀도우도 화사한 애들 색깔로 좀 사용해볼게요. 얘랑 얘를 섞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깨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무래도 친구 결혼식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쁘게 꾸미고 가야지 했는데 이건 클리어인데 여기 제가 엄청 많이 사용했죠 이 색깔로 쌍꺼풀 안쪽에다가 이제 이렇게만 하면 눈이 부어 보이지? 그래서 눈펄 네. 이런 애로 눈끝에랑 앞에 음영을 좀 잡아줄게요. 너무 진한 애로 하면은 메이크업이 세지니까. 와 입술이 후끈후끈하다. 클리오 프리지메어시도 핑크 coral 아니 핑크 coral 아니지 coral인데 얘를 좀 눈 앞머리 밑에다가 오늘은 결혼식 메이크업이니까 좀 심플하지만 화사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게 나의 생각이지 일단 마음이 되게 지금 급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9시거든 그 전망은 일단 검정색으로 메꿔줄게요. 브라운으로 이제 눈 꼬리를 아, 마음이 급하니까 라인이 안 그려져 일단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섀도우로 얇은 브러쉬 어디 있을까? 얘로 여기 진한 색깔로 라인을 풀어주면서 잡아줄게요.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 막 붙여! 빨리 붙여! 마음이 급해. 또 얘는 왜 자꾸 이렇게 흘리는 걸까? 더 발라줄게요. 아 미국하니까 제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메이크업했네. 어, 더빙 각이다. 뭐였더라 이게 랑콤 마스카라로 그냥 원래 눈썹이랑 속눈썹이랑 하나가 되는 정도로만 뿌리 정도만 갈색 브라운으로 눈 밑에 속눈썹 살짝만 립멜 무드 색상으로 눈밑 끝쪽을 와 22분이야 미쳤다 아 얘를 peach blusher 입술이 이제 점점 부풀어 오는 것 같아. 제 예쁜 템. 아무리 정신 못 차리는 것도. 잠깐. 자, 하이라이터. 다 왔어, 네, 다 왔어, 다 왔어. 응? 그 말해. 아주.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9시 33분이고요. 어, 지금 한 40, 빨리, 최대한 빨리 출발을 해야 하니까 이제 결혼식장에서 만나요. 오늘은 축가도 해야 되거든요. 목 풀어야 돼. 아, 음. 목이 안 풀려 졸려 출발! 아빠가 운전기사 겸 매니저 겸 아빠 <laughs> 뭐 닿는 소리가 나지 않아? 슥슥슥슥슥 차를 너무 이 차를 오랜만에 타가지고 차에서 곰팡이 냄새 요상한 냄새랑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거 부부야 부부 이 두 분은 부부예요 아, 오빠 좋아 좋아. 그래. 뭐? 이어서. 아니. 아니래. 해야 돼? 안 해보자. 하나, 둘, 셋. 对对，嗯。 아빠는 내가 시집 가면 어떨 것 같아? 시집 가면? 응. 가는 거지 뭐. 속 시원해? 시원하겠지. 속 시원한데. 시원하겠지.